와 여러분 드디어 저의첫 번째 순서 촬영이 끝났습니다 제가 어, 제가 이제 방금 찍은 순서는 저희의 뮤직비디오에 포문을 여는 순서였는데요 이제 제가 많이 화나있죠 여러분 많이 화나있던 장면을 찍었는데 뭔가 드라마에서 많이 연기를 했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쉽게 뭔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아, 뭐 누구 때문에 졌다 아, 나 지금 화나있다 나는 막 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팀이 져버렸다 막 이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괜찮나요? 았 지금 다음 차례가 아마 뮤인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됩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러 가볼까요? 뮤비 촬영은 처음이라서 많이 재밌었어요 첫, 첫 뭔가 개인 컷을 잠깐 찍어봤는데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이랑 이번 경기에서 실책을 해가지고 에이스 동현이 형한테 이제 수건을 맞는 그런 장면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아니 마지막에 그거 그냥 맞고 그 상황을 보여드리 어, 너 때문이잖아 이러면 제가 센데 연예인 아너 때문이야 오빠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열심히 뛴 머리거든요 보이세 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 장난이 아니라 엄청 추워요 처음에 막 신나가지고 몸을 막 움직였더니 별로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어, 뭐야 별로 안 추운데 그러고 있었는데 점점 머리가 젖고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아, 추워 죽을 뻔했네 바다 오고 싶어 적응해야 된다 넘어지면 여긴 얼음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스케이트 타고 싶어요 아, 네. 가볼까요? 어, 스키트 하나 빌려볼까? 안녕하세요 여기 1번 제 파트예요 제 파트 부끄러워요. 아, 저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 난 가슴이 웅장해지는. 찍고 싶은데 나 찍는 씬이 없어 거기 그 나오네 도현이 형이 저기서 지금 찍고 있는데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끝났어 끝났어? 원샷, 뭐, 투샷 이렇게 하고 멤버들이 다 없어졌는데 와 지금 엉아가 지금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laughs> 저도 이제 멤버들이 있는 다음 장소로 합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쓰레기 더미 플라스틱 더미 속에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시영 빨리 와 보통 집에서 이걸 사용하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전용 털 감사합니다 아이씨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심 잡는 거요 아 중심 잡는 거 이렇게 어, 저랑 같이 등산은 못 하시겠네요 여기까지 네 아, 해야죠 네? 해야죠 좀 이따 해줘 해야죠 네. 이거 들고 할 거거든요 진짜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저기 대왕 수세미 저거 저희 집에서 쓰는 거잖아요 여기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높은 곳을 무서워해서 에스컬레이터도 무서워하는데 네, 제가 나라서 멋있는 척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죠? 네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 어. 멋진 형준이랑 단체 근무를 하는데 첫 단체 근무 신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는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네. 다 같이 열심히 힘을 팍팍 줘서 팍팍 네, 멋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네. 야외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저희가 어제 뭔가 다른 환경에서 쳐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음. 저희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네. 블루투스 스피커 그 연결해가지고 네, 쳐봤어요. 네. 사실. 주차장에서 <laughs> 이렇게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체 근무를 한번 네. 보러 가보실까요? Let's go! 그트지 스트레칭 튜토리얼이야 둘셋 굉장히 덥고요 현재 날씨는 한선하지만 덥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그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에이든 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대표입니다 어, 네, 음, 저희가 지금 어, 락다운 뮤비 그거를 여기서 찍고 있는데 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우리 지, 저희 지금 모두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좀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스하키장에 이어서 쓰레기장까지 첫 번째 촬영 우리 1일차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남은 군무신까지 화이팅해서잘 멋지게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뮤비에서는 언제 갚아? 그거 다 언제 갚아?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장 지금 그 무비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네, 이걸 보고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뮤비에서 확인하세요 아니죠 네? 비하인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예 비하인드에서 확인하세요 네가 사제라면 나에게 모두가 cool oh, Get up, back up, 자 인생 첫 뮤직비디오 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네. 생각보다 힘들었나요? 네 근데 재밌었어 정말 재밌었어요 그 재밌는 감정이 뭔가 즐기는 감정이 더 컸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힘들었던 감정이 좀 억제될 수 있는 상쇄 상쇄 효과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아직 빙산 일각이라는 그렇죠. 본 군무 네. 촬영은 셋째 날과 셋째 날이 수요일 목요일 야, 앞으로의 남아... 더 많은 것들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 나올지 네. 굉장히 기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촬영에는 그 저희가 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좀더 힘들 텐데 음, 다 같이 으샤으샤해서 좀 더 힘든 감정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우한테 넘기고 갑시다 현우 화이팅 네, 저는 이만 현우에게 저희는 이만 네. 어,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수아 결과만 기대할게 기대할게 백수 잘하고 있어 I Don't